가슴스로 그 안고 부딪혀도 달저 전부 잡아버리는 거야 최고 너의 그빈 모습 이대로 버릇진 내 모습 언제까지 그런 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영원하지 않는 너의 그 약속들이 붉은 봄처럼 사라져버린 후야 사랑 찾아 헤매던 내 바보 같은 모습 이대로 견딜 수 없어 널 넘나밀었던 내잘못이넌 이렇게 큰 아픔으로 돌아올 거야 비라도 내려 나의 눈물 감춰주려 잔다는 너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지만 우리 사랑의 길을 내편하지 않아 영원히 너 사랑해 다시 알아 너를 다가누나 모두 같이 가고 있을 테니까 그래 그냥 떠나면 돼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내 옆에 너의 빈자리는 내가 지키고 있을게 나의 길로 돌아와줘 예, 등 없어도 내 네, 그때 없어도 너는 한국에서도 볼수 있어 사랑은 너희들 빌빌 앞에서 수많은 시들을 이겨낼 수 있어 이대로 기서들의 반응을 사랑하니까 모두 모두 를 약한 깨달은 마음을 사랑을 나의 이런 슬픔은 모두가 될수 있니 어 영원히 속에 다 묻어버리고 모두 지우려 해도 너와의 추억들은 내 가슴 속에 남았어 기억게 너와 함께 지났던 모든 날들은 나와 함께 사랑했던 그 추억으로 어떤 나의 마음을 널 지킬 테니까 그 나를 생각하면 돼 너의 모든 건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내 모든 추억이 너를 지키고 있으니 웃기지말 우리 사랑 얘기를 난 변하지 않아 영원히 너 사랑해 끝나지 않아 널 향한 내맘 모두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 그냥 떠나면 돼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내 앞에 너의 빈자리는 내가 지키고 있을게 나의 길로 돌아와줘 사랑 얘기를 난 변하지 않아 영원히 널 사랑해 그대로 사랑 천년 떠나면 하는 거니 아픈 가슴 아슬어 안 모두 쇼르고 날려 점점 지워지는 거야 차가운 너의 그 뒷모습 이대로 벌어진 내 모습 언제까지나 넌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